인기가요. 인기가요 오늘 막방인데 혹시 네. 소감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인기가요가 네. 잘 들었습니다. 막방의 아쉬움을 표현할 수 있는 귀염뽀짝한 그런 제스처나 준비한 게 하나가 있는데 네. 저는 지금까지 파이어 파이어 막 무대에서 강렬했잖아요. 네. 오늘 약간 ice가 되고 싶어가지고 네. 제가 약간 이런 제스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거를 열심히 하겠습니다. 규빈 아, 형은 네. 오늘 막방 공약 있나요? 어... 제가 그 많은 분들이 윙크를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많았어요. 네. 그래서 윙크를 제가 나오는 파트마다, 파트마다 전부 다 윙크를 해버릴까 생각했는데 너무 과한가? 생각이 들어가지고 고민 중이에요. 만약에 하면은 이렇게 하는 거나 파트 하나 더 하나 더. 어 잘하는데? 근데 태계 다음 좀 이게 모르시는 분들 저희 공략 모르시면 약간 좀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어가지고 고민 좀 해야겠어요. 뭐 어떻게 나올지 본방에서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저 빌런입니다. 다 좋아요, 다 좋아요. 형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아, 팬분들은 다 좋아할 거예요. 아닙니다.